틀려요 지금 이렇게 위에만 짚고 짚고 품은 적잖아요 지금 약간 늘려주고 늘리고 기장 줄이고 소매상은 그냥 가고 소매산은 그 소매 뜯어내야 되고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고 패드가 너무 높습니다 much for the 이동선 이 있었죠 이동선 네, 이정도 이동선 섬이 이동선 음, 이렇게 맞히면 여기는 하나, 여기는 하나, 여기서 여기까지는 둘. chuối này